어? 만두 먹을 강아지 짜잔 가져가 버려? 맛이쇼 남자한판을 다 먹었네 남자한판은 다 선생님 그릇까지 핥아 드시네요 아직 그릇까지 핥아 먹네 그릇까지 핥아 먹어 남자한판을 다 드셨네